Thank you. 친구들! 왜?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뭐이렇고다 모였단가? 아이 그것도 오늘 여기, 여기 왔단 말이야? 아니 뭐나 이렇게 뭘할거 아니야? 아이고 오늘 지철이 형 결혼식 하니까 아이 그래? 아내 몰랐네 아 얘가 이 못난 사람이고 아이 그러면은 오늘같이 좋은 날에 갱글하게 깨 갱글하게 깨만 치고 놀고만 있지 말고 그 네? 직접 하늘 올라 별따세 좋지 별따세 별따세